왔다리 갔다리 하면 해가지고 음, 잘 모른다니까 오야 이 안되면 때리면 야 너 조심해라 파! 아차 아좀 살리지마 可下。啊。 죽였다 씨. 하 진짜 아, 두 명이야.